얘를 얘를 치우고 대미를 장식할 이곳은 디톡스의 끝판왕 온도만으로 편히 하고 저 이런 힐링하고 좀 편안하게 휴식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항상 치여살다 보니까 맞아요.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이제 올라가셔서 문을 닫아주시면 이제 내부에서 출입이 이게 또 안에 독도가 빠져나야 되니까 여기도 뭐가 있으면 안 돼요. 클렌징 하는 시간. 네, 맨날. 지금 저도 맨날 지 아, 그래요? 아 네, 네, 필요 없이. 네. 아, 제발! 그럴 수 있지. 여자친구들이 질투하면 어떡하지? 저는 사실 다시 지만 너무 궁금했어요. 초동이, 초동이 느껴지 어, 이렇게 딱또 룸을 냈네. 네, 오. 원래 그거? 와. 와, 진짜. 비밀하고 저는 사람인데 뭐 아빠가 싫다든지 집에 저희 언그 이후로는 어, 자존 싸움이 없으시고 도싸우고 바로 아 음, 그럼요 분위기 좀 그분이 둘다 약간 건조되는 느낌이에요 네. 글쎄 어, 말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 아니고 이렇게 찍어를저 진짜 어렵네. 은행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한 가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. 3분의 2 넣어 됐어? 얼음 얼음 돌릴까? 헐 난리 났네 짠 터졌어요 짠 맛있어? 너무 많이 돌렸나봐 아까게 나무장은 경우 경구석이 없이 바로 그 출시하는 공격사고 협정은 협정에 일단 그에 다 뒤조작되었습니다. 순시을 공격하고 특정한 학교에 어제 주문한 로켓프레시랑 마켓컬리가 와 있습니다. 오늘 저녁에 엄청 맛있는 거 해먹을 거거든요. 뜯어볼게요. 떡볶이랑은 이거는 칼국수랑 청양고추, 고, 마늘 채소 물거가 그다음에 생버섯 무슨 배추 중국 당면 중국 당면이랑 짠 허거 소스예요 오늘 저녁은 바로 허거입니다 근데 왜 백탕 소스가 없지? 어? 백탕 소스 그거는 따로 오는 거 아니에요? 아 맞다 로켓 배송이지? 재료 준비 먼저 해볼 거예요. 얘도 다죠? 나는 홍탕 백탕입니다. 오, 어, 이렇게 딱 이것만 들어있네? 와, 진짜 빨개. 맵나? 좀 다르게 생겼네? 파우더 뭐. 백탕은 파우더랑 이런 게 들어있어요. 건더기. 이렇게. 너무 무섭게 빨개 Thank you. 맛있어 맛있지?